뭐가 이렇게 분석분석되니 걸리는 것인 거다 세이드네 샘디 안녕하세요 샘디 도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입니다 버논입니다 근데 어. 이거 엄마가 먹지 말라 하셨는데 어. 괜찮아 우리 엄마잖아 그래 먹어도 되겠죠? 당연하지 내가 책임질게 아, 아 이걸 소리도 크게 내 아, 너무 맛있다 엄마는 아빠만 맛있는 거 해주고 너무하네 엄마 이번에는 쌈장에 찍어 먹자 조용히 좀 하라고 좀 뼈뿐을 말이냐 벌칙이 아니라 좋은 거 아니야 한 입에 먹어야 돼 아니지 평상시에 소리가 는데한입잘 들어가 질문을 한번 해보자 팀 내에서 자신의 외모 순위를 솔직하게 말하자면 탑3 나머지 두 명은 양들. 도겸이는 아. 어떻게 생각해? 6위. 6위. 네. 그냥 6위 같은데. <laughs> 아니야, 형은 탑3야. 같이 먹을 걸 만들어 볼까? 배추를 한번 꺼내보자. 뻔나 네. 왜 앞에 나야? <laughs> 배추가 있어. 나만 이렇게 시끄럽니? 몇 개를 걸리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걸렸으면 배추를 빼든가. 그니까 또, 또 빼야 그러니까. 되잖아. 또 빼야 돼. 세개 내릴 수 있어. 나야 할게. 난 세. 형이. 근데 세. 동료 맞니? 정신 차릴게. 누가 이렇게 부석부석 대니? 엄마, 응? 이게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이거 어지럽힌 거지. 응. 아, 잠깐만. 나봐봐, 멋있어. 뭐 나봐봐. 어, 멋있네. 뭐 잘 어울려. 이 배추에 굵은 소금 3스푼 뿌리고 소금 소리가 이렇게 컸어. 화장실 문 닫고 써라. 응? 뭔닭좀 써라. 그러걸리니 그러니까. 거잖아 형 형은 긴 머리 아니면 짧은 머리 어. 빨리 빨리 긴리짧 중에서 형이 더 좋아하는 머리는 어떤 스타일이야? 머릿결이 상하면 어말랑복 되기가 너무 오래 걸려 아, 그래서 짧은 머리가 더 편하고 좋아 다시 기를 생각은 없겠네 20년 뒤에 <laughs> 정말 기적적으로 다 봤어 와 거의 밭에서 사는 다시 말하면 버논이는 너가 잘생겼다는 걸 알고 있니? 좀 잘생긴 것 같아 그러면은 애교 삼종 아니 그 아이 구수 형이야 나한만 먹자 이러니까 진짜 죄수 같은데 또 하필이면 맛있니? 맛있어 밥만 먹기 힘들다 그치 우리 세븐틴 명곡 릴레이 ASMR 버전을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아, 그럼 그래 향부터 그니까 싶어 너를 노래해요 너를 노래해요 울고 싶지 집중해주세요 알겠어요 울고 싶지 웃음보가 터졌어 그냥 이거 뭐지? 아니 모자야 모자야 어, 예말 모두 모아서 따다 주고 싶은데 겨우 싶잖아 울고 싶지 않아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따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기본 기본 기본 와우 나이스 근데 버논이 머리가 되게 커요. 아무래도 <laughs> 근데. <laughs> 시작. 손에 불 날 때까지 박수 짱짱짱짱 이때다 싶으면 저 박수 짱짱짱짱 여기저기 이리 오지 아, 예. 우리끼리 신이 나지 아, 예. 이 노래 끝까지 저 박수 짱짱짱짱 우우 짱짱짱 같이 우, 짝, 짝, 짝, 짝. 아, 네. 좋습니다. 마음에 가네요. 많이 봤어요, 저는. 어, 많이 봤어요. 네. 핸드폰으로만 보던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그 상황을 네. 오늘 하게 되니까 진짜 너무 재밌었고 엄마를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해요. 우리 엄마야. <laughs> 평소에 낼 수 있는 소리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마가 잠드는 후에 19번째 게스트 딘딘, 도겸, 정한, 가보이 버는 이었습니다 엄마 몰래 잘 먹고 갑니다 안녕 엄마 이제 가보겠습니다 진짜 주무시는 거 같은데 엄마 어, 잠깐 생각한 게요